갈보리 김유래 아득하고 멀기도 했어라 갈보리 가는 길 채찍에 맞아 몇 번을 넘어져도 묵묵히 걸어가신 고난의 언덕 자국마다 피로 물들었어라. 꽃을 피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자애로운 그 음성 아직도 귓가에 남아 가슴에 사무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. 잔뜩 움츠렸던 돼지가 새롭게 기지개에 켜는 4월 얼룩진 핏자국 훌훌 들고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꿈결인 듯그 음성 들으라. 내 손을 내밀라. 내가 잡아 주리라.